여러분 제 뮤비 때 보셨다시피 엄청 바람이 많이 불었었거든요 그걸 오늘 또 재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리 리비 입니다. 입니다. 네, 지금 이브 촬영 중 이브 언니가 촬영 중입니까? 음. 이러또 가봐야죠, 저희가. 맞 그럼 지금 갈까? 좋아 오. 보이시나요? 와. 오, 이쁘다. 너무 예뻐가지고 빠져서 오! 아이고! 컬러야 <laughs> 신고 있어 모델들이 약간 그 조명에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유 뮤비 때에 비하면 찜질방이죠 스튜디오 짠 완전 예쁘게 나와요